시시때때로 산골에선 예고 없는 눈이 내릴 때가 덜어 있다. 올해도 겨울을 나는 녀석들에게 산책은 하루 일과다. 고삐 풀린 녀석들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이때다 싶은 양이도 숨바꼭질 이럴 때면 마당이 있음이 다행이지 싶다. 아이들은 즐겨 노는 곳으로 사라지고 노부부도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거 저기 부치뽕인데 뭐몇개 열리니나 하나? 다 잘라야지. 블루베리도 밑에 열지 위는 열지 않아. 이상하게 다 그래요. 격가지들이 많으면 먹여 살리기 힘들죠. 마냥 양이는 신나서 쥐를 쫓고 시골에 흔한 작은 콩쥐는 목숨을 걸고 숨는다. 마당에선 뭔가 바쁘다.